요즘 최대 고민거리는 뭐야? 요즘 최대 고민거리는 탈모 <laughs> 이거 앉으면 돼 <laughs> 반갑습니다 한국타잔입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또 게스트를 어, 초대를 해서 한번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음, 일단 자기소개를 한번 해주실까요? 저는 준이 군대 후임 한번 후임은 영원한 후임 네, 군대 후임 <laughs> 진급 동기 용훈입니다 용훈이라고 저를 이제 군대에서 만나게 되었고 제 후임인데 동갑이에요 나이가 동갑이고 정말 재밌는 게 저희가 태어난 날이 하루 차이가 나요 8월 27일 응 8월 27일 저는 8월, 8월 28일. 28일 그게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뭐 생각하는 거나 진로에 대한 고민 앞으로 꿈에 대한 고민 그런 걸 참 많이 나누는 소중한 친구죠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이제 올해로 한국 나이로 26살이에요 이 대한민국에서 살아간다는 것 그게 어떤 느낌인가 그런 거에 대해서 그냥 생각을 한번 공유해보자 하고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을 시작하기 앞서서 일반화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느낀 대로 음. 얘기를 풀어나가고 싶은 거니까요 그런 점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편하게 좀 재밌게 쟤네는 저렇게 사는구나 그렇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아. 같습니다 저는 이제 편하게 좀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 지금 지금의 나의 상황에 대해서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어떤 것 같아? 변곡점이라고 해야 되나? 변곡점. 그러니까 변곡점이라는 게 기울기가 이제 음수에서 양수로 변하거나 양수에서 음수로 변하거나 이렇게 기울기가 어. 갑자기 확 변하는 이렇게 꺾이는 구간을 아 너무 재미없나 이거? <laughs> 아니 그러니까 지금 내가 약간 인생을 이때까지 약간 헛 살아왔더라도 뭔가 지금 가르마를 잘 타면 아딱 멋있게 살 수 있을 것 같고 어 지금까지 멋있게 살아왔다 하더라도 아 여기서 내가 뭔가 가르마를 잘못하면 음. 헛디딜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아... 느낌이 들어서 무한한 가능성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불안하기도 한 인생이라는 게 모든 시기가 중요하지만 뭔가 나는 특히 요즘이 좀 더 가르마를 확실히 잘 타야 되는 그런 그치. 시기가 아닌가 굳이 얘기하자면 20살이랑 26살이랑 그 어, 느낌은 다르니까 아 그렇지 <laughs> 가르마를 나 7대 3이거든 가르마 아 그래? 네가 생각하기에는 뭔가 한 단어로 정의를 하자면 나는 그 두려움 같아 두려움 어쨌든 이제 세상으로 나갈 나이가 된 거잖아. 음. 지금은 어떤 학교나 뭐 그런 틀 안에 있었다면 이제는 이제 그 문을 열고 나가야 되는데 나가야 되는 거는 알고 있어. 음. 나가야 돼. 언제까지나 여기 있을 순 없으니까. 음, 음. 근데 나가기가 두려운 거야 맞아. 나가야 되는 거 알면서도 물론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일 이런 게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지만 음. 그런 걸 한다 한들 내가 잘 할 수 있을까? 그 이게 내 길이 정말 맞을까? 혹시 잘못되면 어떡하지? 뭐 음. 그런 걱정들 그래서 어, 좀 두려움이 많은 것 같아 어, 울타리 밖으로 나가는 거니까 그렇지, 그렇지. 이제 학교를 벗어나 사회에서 어떤 집단의 어떤 사회 한 자리에 내가 딱 박혀줘야 되는데 그게 뭔가 쉽지가 않으니까 요, 특히 요새 그러면 요즘 최대 고민거리는 뭐야? 요즘 최대 고민거리는 탈모 <laughs> 그 우리 아버지가 인간관계 뭔가 사람들 대하고 그런 데에서 좀 많은 행복을 얻기도 하지만 좀 피곤하거나 염증을 좀 많이 느끼기도 하고 맞아. 그러니까 어릴 때는 마냥 발 넓고 인맥 어. 넓고 친구들 많은 게 좋을 줄 알았는데 음. 해가 지날수록 조금 더 이제 그런 넓은 관계보다는 깊은 관계를 음, 원하는 음, 것 음. 같기는 맞아, 해. 맞아 맞아. 또 그냥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음. 팍팍팍 이해하는 그런 관계들이 아, 있잖아. 어,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어 주고 뭐 그치. 뭐 내가 이렇게 대, 굳이 대답하기 싫은 거를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잖아. 어, 그런 거 눈치껏 안 물어봐 주고 뭐 이런 사람들.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는 대학을 졸업을 하고 음. 좀큰 시험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음. 그 아무래도 내가 그렇게 좀 장기간의 시험을 준비해본 경험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나 자신에 대한 신뢰 좀 떨어지는 것 같고 그 길이 맞는지에 대한 확신이 많이 없어지게 되더라고 음. 점점 100%아 나는 진짜 이거 하면 잘할 수 있고 이거 하면 뭔가 내가 더 멋있는 인생을 살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바라는 인생을 살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생각으로 처음에는 아 이걸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. 다른 선택지들이 계속 눈에 들어오고 이 선택지를 고르는 순간 다른 거는 포기를 하게 되는 상황이니까 음. 아 내가 뭔가 원하는 삶에 100% 이게 맞나? 다른 거는 좀 더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게 없는가? 뭔는 뭐 대체자가 없나? 음. 뭐 그런 생각을 자꾸 하게 돼 근데 이것도 아까 주인 네가 얘기했던 것처럼 뭔가 두려움, 불안함? 그거를 하게 한다고 해서 이게 딱 100% 내가 그걸 가질 수 있다는 라 그 확신이 없으니까 음. 근데 뭐 떨어질 생각으로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보니까 무조건 된다라는 마음으로 오직 그냥 직진해야지 음. 아, 오직 직진 오직 직진 나 같은 경우는 이제 요즘에 좀 비교를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 다른, 다른 아. 친구들이랑 아. 지금 뭐 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뭐 벌써 3년차 4년차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친구들도 음. 있어서 그런 거 보면서 사실 부럽기도 해 나는 언제 저렇게 좀 안정적인 음. 직장을 가질 수 있을까? 비교도 많이 하게 되고 우리가 또 예전에 스타트업 같은 거에 관심 이 음, 되게 음, 많았잖아 음. 굉장히 젊은 그런 CEO들도 많잖아 그런 사람들 보면서 나도 저런 사람들처럼 과감하게 도전을 해야 할까? 실패하면 어떡하지? 아니면 회사를 들어가는 게 맞는 건가? 이런 그러니까 진짜 너무 많은 거, 고민거리들이 막 혼잡해 있는 것 같아 다른 사람들이랑 비교를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 뭐 전혀 비교를 안 한다는 거는 그게 그치. 뭐 물론 그런 분도 들 있겠지 뭐 나 자신이랑 비교를 해라 뭐 아. 내가 될 수 있었던 나 나랑 지금 현실의 나 어, 어. 뭐 이걸 비교해라 이렇게 좋은 말들은 되게 많은데 그렇지. 현실적으로 그게 맞아, 맞아. 팍 이렇게 하기에는 좀 힘들지 음. 사실 근데 억지로라도 내가 될 수 있었던 나랑 음. 그렇지 못한 나 지금의 나랑 음. 좀 비교를 하는 게 좀더 음. 건전한 음. 것같기는해 맞아. 어. 남들이랑 아예 비교를 안 할 수는 없겠지만 거기에 너무 얽매이다 보면 결국 내가 갈 길을 못 가게 되고 어. 쨌든내 인생을 살아가는 건 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아니니까 그 사람 또그 사람대로의 인생이 있는 거고 고민이 있겠지 이러고 그 음, 음, 맞아 고민 없는 사람 없으니까 음. 사실 나도 이런 고민에 대해서 이제 뭐 인생의 선배들 이제 뭐 형 누나들이나 선배들 이 말씀하시는 게 하나같이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다 일단 뭐라도 해라 일단 뭐라도 해봐라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해봐야 아는 거니까 실행력이 일단 중요한 거 같고 음. 일단 시도해보지 않으면은 음. 어떤 그 기준이 안 생기잖아 아, 맞아. 아 나는 이건 별 해보니까 별로인것 같아 혹은 아. 해보니까 이런 게 좀 잘 맞네 이런 아. 기준이 생겨야 되는데 음. 뭐 물론 고민하는 시간도 필요하지만 음. 그런 기준을 좀 만들 수 있다는 처음에서는 해보는 게 일단 중요한 것 같고 음. 나도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음. 뭔가 근시안적인 것도 마냥 별로인 것 같고 어. 너무 원시안적인 것도 난 어. 별로인 것 같거든 어. 그래서 이게 지금 당장 주어진 걸 열심히 하는 것도 음. 중요하고 음. 그게 약간 난 한 70%? 일단 지금을 열심히 충실히 사는 어, 게 오늘을 충실히 사는 어, 거 어. 그게 70%인 것 같고 그렇게 가다 보면 근데 내가 어느 방향으로 달리고 있는지를 좀 잃어버리게 되는 때가 있잖아 그냥 눈앞에 있는 것만 계속 열심히 하다 보면 그렇게 뭐 물론 인생이 잘 풀려가는 경우도 있지만 나 같은 경우는 되게 살면서 나름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나오니까 그게 뭔가 하나의 궤적으로 이렇게 이어지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아. 요새 내가 좀 많이 주안점을 두는 거는 눈앞에 있는 거를 열심히 하되 가끔씩은 좀 나를 돌아보면서 아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나 좀 그런 원시 근시를 둘 다 할수 음. 있는 그러니까 무작정 지금에 너무 충실하기보다는 좀 어, 목표로 하고 있는 그 흐름에 잘 맞게 가고 있는가 그걸 잘 되돌아볼 수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얘기지 그 어쨌든 해보는 것 말고는 답이 없는 것 같아 음. 세상에 옳은 선택은 없대 성공한 사람들이 옳은 선택을 해서 성공한 게 아니라 자신의 선택을 옳게 만들어서 성공을 했다는 거야 어. 난그 말에 정말 전적으로 동의하거든 맞아.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마음을 먹고 선택을 했으면 거기에 이제 집중해야 되는 거고 음. 그 선택이 옳게끔 만들어야지 음. 만약에 근데 그 선택이 옳지 않았더라도 그건 또 그거 나름대로 배우는 게 있는 거니까 원래 프로는 그냥 한다 하더라고 그냥 한다? 어. 그냥 뭐 그렇죠. 이유 같은 거 없고 어. 그냥 한다 그러니까 고민하는 시간도 물론 중요하지 음. 근데 그런 시간을 충분히 가지되 나 자신한테 좀 하고 싶은 말이기도 하지만 어. 적당히 고민하고 어. 그냥 해라 해라 어 약간 맞아. 이런 Just do it, it. 아! <laughs> 그렇지 뭐 여러분 저희가 26살을 맞이해서 이렇게 졸업도 앞두고 있고 그래서 뭐 이런저런 저희 고민을 얘기해봤는데 공감이 되시는 것도 있을 거고 뭐 이건 좀 생각이 다르다 하시는 것도 있을 거예요 뭐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희의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고 뭐 여러분이 또 같이 공감해 줄 수 있으면 그것도 좋은 것 같고 제 채널을 봐주시는 분들이 저희 또래가 또 많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고민의 계기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재밌는 영상이 됐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또 얘기를 하면서 생각이 또 약간 정리가 된 것 같기도 해요 뭐할말 있어?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<laughs> 구독 좋아요 아, 알람 설정까지 어.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우리 또 용훈이가 또 다음에 나와주길 기대하면서 저희는 또 어,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아, 들어갔어요 <laughs>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네. 아, 좋습니다. 와인 한잔 할까?